Johnny. Jason. Jason. Three, two, Bong bong bong, sala catola, bitch catola, baby baby body de bong. <laughs> 너무 더워 我想他。 くでっかい哎呀！哦。 我还胡子带卷子。